이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한 번 더. 아, 정말 맛있다. 먹고 이뻐지시고 피부도 탱탱해지시고 일석이조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것을 지느러미 쪽에 가위로 다듬어 주세요. 다 오려주세요. 다듬어서 네, 다 오려내고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었습니다. 황태 껍질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달궈진 팬에 식용유 두르고요. 예쁘게 다듬은 껍질을 넣고 떠주세요. 금방 이만해져요. 기름을 조금 넉넉히 두르고 바닥 바삭 소리가 나도록 볶아주세요. 콜라겐 덩어리로 생선 껍데기에 있는 콜라겐이 동물성 콜라겐보다 수가 진짜 좋대요. 생선에 있는 콜라겐은 밑자가 굉장히 작아서 그냥 피부 깊이까지 빨리 전달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드셔보세요. 을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지만은 간장 양념에 해볼게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은 매운 거 고추, 청양고추를 넣어도 되고 빨간 고춧가루를 넣어도 되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볶아졌어요. 네, 그릇에다가 이렇게 구우세요 지금 황태 껍질 양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궈진 팬에다가 식용유를 이렇게 부어주세요. 물엿을 식용유 한 가운데 이렇게 짜주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 짜주고 식용유 한 가운데다가 에 물엿을 부었어요. 이렇게 하고 고추장 양념하고 싶으면 고추장 양념을 하시고 간장을 간장하는 거예요. 저는 간장을 붓겠습니다. 네, 간장을 부어주고 마늘, 고춧가루, 매운 청양 고춧가루 이렇게 네. 그리고 마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마늘도 넣어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끓으면 된 거예요. 지금 식용유와 물엿과 간장 이게 지금 따로 놀고 있지만 이렇게 보글보글 끓으면서 하나가 되면 된 거예요. 젓지 마세요. 젓지 말고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시면 섞어져요. 네. 지금 간장과 물엿이랑 식용유가 네, 섞어졌어요 이럴 때 이때 이렇게 끓을 때 아까 볶아놨던 황태 껍질을 부어주세요. 지금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이거 부어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러면은 만난 황태 껍질 강정이 된 거예요. 양경인가요? 안 그러면 이제 네, 기름에 튀겨가지고 양념에 굴는 거니까 황태 껍질 강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가면서 하셔야 돼요.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짜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깨소금을 좀 뿌려주고 황태 껍질 강정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 먹어볼게요. 이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한 번 더. 음, 음, 맛있다. 이번에는 황태 껍질로 맥주 안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초간단입니다. 초간단.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요. 황태 껍질을 넣어줍니다. 빠르게 볶아줘야 돼요. 왜냐면 껍데기가 고루 고루 기름이 묻어야 되니까 빠르게 볶아주세요. 황태 껍질 강정할 때처럼 따다 소리가 날 때까지 볶아주세요. 타지 않게 바삭바삭 소리 날 때까지 볶아주는 게 팁입니다. 그래야 먹을 때 바삭바삭 바삭 하면서 너무 맛있어요. 황태 껍질 강정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남편이 빨리 해달라고 지금 성화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더 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맛있었어요. 아까는 약간 청양고추 살짝 넣어가지고 알큰하게 했기 때문에 맨입에 먹기에도 밥반찬으로 짱이었거든요. 어, 뒤죽일 때 소리가 낙엽 받는 소리처럼 바사삭 바사삭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소리 나죠?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이런 소리 날 때까지 볶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laughs> 맥주 한 짠, 짠이에요, 이거. 콜라겐 덩어리 정말 몸에도 좋고 된 거 같아요. 소리 들리시죠? 낙엽 밟는 소리처럼 들리시죠? 네. 접시에 담아주세요. 맛소금도 솔솔솔솔 뿌려주세요. 설탕을 쏙 솔솔솔솔 뿌려줍니다. 설탕을 뿌린 황태 껍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달짝지근해 너무 맛있다. 아, 정말 맛있다. 건강한 먹거리였습니다. 먹고 이뻐지시고 피부도 탱탱해지시고 일석이조입니다.